감사합니다. 어. 다 닿았어? 음. 길에 혼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해 Marty's TV, TV, Marty's TV, TV, Marty's TV, TV, Marty's. Marty's TV.